그럼 여기 두 번 쓴 거야? 너보다 조용히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. 아, 똑똑해. 어, 브레이크 없는 놈이. 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요. 서동한테는 질문 안. 아, 지금 그거 네, 그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. 그 돈으로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나? 그런 걸로 질문하다 보니까 세 개가 벌써 날라간 거야. 그렇지. 아,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. 정말. 아, 나는 막 설레고. 이중 있는 거 아니야? 나가서, 나가서 그냥 몇 개 사. 형, 뭐. 나, 나 아, 진짜 궁금한 거 있어.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. 아니,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좀 물어보지 마. <laughs> 얼마나 좋아했는지. 그, 그 순간이 나도. 나 진짜 물어봐. 그냥.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해. 아니, 끝나고 물어봐. 끝나고. 나도 궁금해. 계속해서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는 힌트를 아, 알아볼 건데요. 너무 재밌어. 어떻게,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한 거야. 정말로. 그래. 줄기가 줄기는 사람 못 이겨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가네요 아이코 무서워 해골 바가지